You know Blackpink? Of course. Of course. Uh, let me show my picture. Uh, he, yeah. 호스킹 브이로그. 회사 때려칠까요? 농담입니다. 프라자 난 사랑이 떠나요 난 돌아다니고 있더나요 난 너무 기다렸더나요 날 전부 사랑했던 타이거 디디디디 프라자 구수한 자 엄밀 빨리 먹고 왔 뜨거워지징 자, 제가 오토미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I, I, I always have 오늘 할 일은 뭡니까? I'm ready. 저번에 그 마랑 special edition tasting 하셨던 거 있잖아요. 절대 다시 안 먹겠습니다. <laughs> 속, 속, 속, 속, 다 베렸습니다. 아니면 테이스팅 아니고 그 패키징 디자인 보러 갈 거거든요. 패키징 디자인. 네. 아, 꽉. 네, 네. It's a image. Um, as you can see the examples from Eddie Hall. Like that, you know? I think that looks crazy. Don't you think so? That doesn't look like well, like whey protein. It doesn't like like pre-workout powder. It's like something else. Okay. It's double K. You, you know K K-pop? You know K-pop? <laughs> Ha ha ha ha. Know what you like, boy. Because there's the beast, like. Mm. Something yeah. You want like, like horse king. Mm. No, not horse king. Then it's K. Crazy. King. Crazy king. So you don't want to put your name on it. No. Just your face. Yes. Okay. You like new jeans. Yes. What about Blackpink? Oh yeah. <laughs> Bada boom boom boom. New jeans? I, New jeans are younger. I, know, I love Blackpink. I'm, I'm Blink. Ooh. Yeah, I bought uh, their uh, goods. Oh. Clothing, you know. <laughs> Have you seen them before? Huh? Have you seen them? Yeah, I have a picture. Blackpink. You know Blackpink? no? <laughs> Need to get across that. Oh my god. <laughs> Okay. Oh, you know Blackpink, right? Blackpink. That's Blackpink. You know Blackpink? Of course. Of course. Oh, uh, let me show my picture. Oh, he, yeah, yeah, yeah, she yeah, went to yeah, the concert. Oh, you went to concert. I went to con concert. How was it? Lisa, ah. right here. Ah. wow. <laughs> okay. Whoa. We've got this. This is actually a way packet way, but just to show you how we lay that out with all the dimensions on here. Yeah. And let's see, there's different tones in it. Uh -huh. The That's right. coming out quite murky. Yeah. Doesn't seem that much neon. 왜 저희는 회식 안 합니까? 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하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저 회식 잘 몰라요. 저는 회식 다 하길래 드라마 보면 회식하고 음. 부장님 막 이렇게 나발 무시고 저는 이제 뭐 아니 티티티 프레자이 아니 티티티 프레자이 술 마시다 막상 근처에 뭐 이, 이 작가 있나요? <laughs> 잊었어요. 아, 제가 속습니다. 여기 강남역 아니에요? 음. 아, 한신부자 없어요? 없어요. 어, 뭐그 봉급 봉급이 같은 거 없어요? 없네요. 회사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어 저요? 어. 아 okay. Uh, hi, my name. Oh well, no, I mean uh, I'm Horse King. I'm working for um, Korean division. I'm, I'm I'm new. So nice to meet you guys. Hi. Welcome aboard. Thank you. How do you like UK? <laughs> Honestly? Yeah. It sucks. I'm <laughs> just kidding. It's, I'm just kidding. It's good. nice and cozy. And the tea, tea, tea, fried eye. And the tea, tea, tea, fried eye, fried eye. And the tea, tea, tea. 퇴근합니다. 피곤해 죽습니다. good to be home. But you know 오늘 가가지고 오늘 또 우리 산에 THG에 조기 축구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영국의 어떤 축구 문화를 좀 배우면서 또 우리 한국에 알잖아요 한국 디펜스 센거 h 민재킴 wait wait just wanna be a mini me. Friend of me, friend of me, enemy. All these niggas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iggas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iggas just wanna be a mini me. good. No? Okay. Thank you. Okay. Thanks for coming down. Yep. Hey, Felix. How'd you find it? You enjoyed it? Yeah, Thanks right. for coming down. Thanks Next for coming down. You're feeling not barking up, you know, all that. Hey, hey. Take my protein, please. 축구 한번 싹 때리고 공격수들 앞에 지겼더니 시원하노 상남자 특 로션 존나 멋있게 바름 배고파 죽겠으니까 오늘의 메뉴는 it's 물개기 you know? cold fillet 대구죠 대구 네헤 편집 일단 은박지를 여기다 깝니다 그 레몬 요거 표정 같은 그 요거 슈퍼마켓 팔거든요 좀 뿌려줍니다 비린내 없애주는 요거 너무 많이 뿌리면 쉽니다 고춧가루 한국산 고춧가루 이거를 아 죽는다 진짜 앞에서 5분 뒤에서 5분 하면 끝 햇반 떠가지고 어? You just wait. 와 이거 봐봐. 뭐야? 와 진짜 이. 어! 씨! 아까워 죽겠네. 장남 잡채 그냥 먹어. 오케이 뒷포는 아직 안해봤죠 똑같이 이대로 5분 자 아. 와, 레전드. 이건 이건 이건 나랑 마장 까잔 얘기죠? 음. 오고. 아, 밥. 와. 하, 밥도 미쳤다. 내가 하루에 먹는 끼니 중에 이 물고기가 최고거든요 저는요 지금 물고기 진짜 좋아해서 와 아. 이거 뭐 참지? 음 아, 운동하고서 먹는 게 최고야 이게 벌다이 고추거든요 되게 작아요 Just like yours 하하 <laughs> I got you 이거 진짜 매운데 청양고추처럼 이게 서서 매운 게 아니라 이건 즉발이야 이거 즉발 즉발 스킬이에요 아, It's like 말파쿵 오케이 Wow. 저는 이거 막 먹고 단백질 40g 마이프로틴 쉐이크 먹은 다음에 오늘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하고 적응하기 도 힘들었지만 오늘 굉장히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요 So, I'll see you next time, baby. I was all skiing in UK.